날이야? 건강보험 지금 가서 준비해야 돼 어? 못 먹지? 못 먹지? 어, 오빠 왔어? 아니 아 오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오빠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아 이제 먹방 해야겠다 먹중기 먹방 어려 여기 앉아 아 이런 건 너무 얌체잖아 남편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? 오빠를 몇 명이나 데려온 줄 알아 사람들이? 저희 남편이 건강검진을 내일 하거든요? 그래가지고 이런 날이 언제 오겠어요 남편 골려줄 날이 9시면 온다고 했어요 예상외로 오늘 늦게 들어오네 제가 치킨 하나씩 먹어보겠습니다 키키! 음! 음! 음! 너무 맛있다 남편이 왜 안 오지? 남편 왜 안 오는 거야 도대체 남편이 왔습니다 아! 키하 이거 됐네 키하 요즘에 제가 펭수 TV를 너무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펭하 빡빡 예? 치킨은 남았고요 이제는 내가 먹어볼 차례예요 왜? 오빠를 골릴 수 있는 기회니까 내일 무슨 날이야? 건강검진 보 가서 준비해야 돼 근데 잠깐 앉아있어 그체면해야되다는 거지? 채변 어, 체면나 지금 딱 사인 와. 사인 와? 어. 먹은 것도 없는데 왜 사인이 와? unboxing 해야지. 채변 도구 unboxing 빨리 갖고 와. 재밌잖아, 채변 도구! 왜 이벤트가 된겨? 그러니까 오빠 일상을 일, 이벤트처럼 만들어주는 여자 또 있을까? 이렇게? 아니, no thank you요. 이에 모든 이벤트가 늘 반갑지만은 않아. 아, 빨리 와! 빨리 빨리 와! 나만 쳐다보고 있어? 아니 <laughs> 나는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 그럼 여든 두개 줄 거야 그거? 안 줘 왜? 여드름 안돼 여드름 내가 짜게 해줘 빨리 먹어 어, 오빠 그 체면도구 어디 갔어? 체면도구 갖고 와야지 체면도구 지금 오픈해야지 자 여러분 채변도구 unboxing 있을게요 내일 오빠가 지금 그 채변 채변 해되거든요 문기 치킨 먹는 거 보면은 식욕이 돋아서 이제 장 활동이 더 활발하게 되니까 채변 잘 나올 거야. 근데 아, 도와주는 거야, 알겠지? 아니 뭐 하는 거야? 오, 나, 채변도 처음 봐. 우와. 그 변기에다가 이 채변 시트를 넣어가지고 맞싼 다음에 그걸 집집 거기 되게 담는 거야. 이렇게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거 보이세요, 여러분? 채변, 남편 체면도구. 숟가락으로 뚫어. 이따가 남편 똥 un- unboxing 할게요. 아, 아, 아 이게 나를 가지고 콘텐츠. <laughs> 이거 진짜 최초 남편 똥 화, 남편 똥 하울. <laughs> 역시 똥 얘기가 재밌어. 이거 오늘로 놓게요. 부럽게왜 그래 이거 아직 아무도 안 깠는데 아, 왜 이따가 이따가 똥 하울 <laughs> 예?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어디 치킨이 게 치킨사냐 맞았어 치킨사야 근데 여기 진짜 기름이 정말 한정적이야 나 내가 먹을게 오빠 근데 먹고 싶겠지만 절대 먹으면 안돼 알겠지? 난 오빠가 그냥 대변 활동만 도와주는 거야 알겠지? <laughs> 뭐 하는 거야 도대체 <laughs> 난 나가지고 나 치매 중이야 물도 마시고 치킨과 매실 매실이야? 어. 아 물도 맛있겠다 나물 되게 마르네 목도 마르지 응. 나도 목이 마를 거야 이거 먹으면 기다려봐 음. 내가 맥주 먹게 음막 음. 들려? 음. 음 진짜, 진짜 맛있어 봐봐 오빠 이거 봐봐 봐봐 오빠 오빠 봐봐 어왜 나를 <laughs> 나한테 그래? 어, 봐봐 봐봐. 네! <laughs> 이거 진. 짜 아왜 나한테 그러냐고 너왜 나한테 이래. 잠깐만. 어. 왜 나한테 그래. 아 진짜 맛있어 버리 버리 버리 버리 뭐 먹지? 뭐 먹지? 뭐 먹지? 뭐 먹지? 팔골 쪼르맥 엄마 음, 뭐 먹지? 뭐 먹지? 음, 뭐 먹지? 뭐 먹지? 하지마! 내일 세 네. 마리 시켜 먹을 거야 세 마리? 건강검진 끝나고 세 마리 시켜 먹는다고? 응. 왜 나를 놀리는 걸 찍어? 음 맛있다. 음, 음, 음 맛있다. 음, 음, 음.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하십시오. 결혼하기 전에 많이 알고 결혼하셔야 됩니다. 오빠. 나 그래도 사랑해? 나 지금도 사랑해? 아, 당연하지 이는 망설이 먹지 어, 오빠 어깨 지진 났어? 지금 뭐 하는 거야? 먹어 그냥 먹자 지금 고민하고 있지? 아니 다 먹을 그러면 그럼 나 쳐다봐 치킨은 내 입안에서 섹시 댄스를 추고 있어. 아, 배로 나나나나나나나나 아, 르르르랑 아, 내 건강 음식 같다면서 나또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네. 오빠, 내 여기 치킨 사장 뭐가 제일 맛있어? 뭐? 치킨 튀김이잖아. 튀김 오 기억나게 해줄게. 아, 아, 아! 오빠! 뭐야? 아 뱉어! 오빠 뱉어! 아! 아이고 왜 내가 아이 사람 지금 왜 이래? 왜 내가 보고 있어 예? 얼마큼 샀어? 많이 썼어 꽉 찼어 뜨뜻하지 않아요? 못 만지겠어 그 부분은 음. 아 그렇게 자꾸 어! 더러 잘가 얘들아 키키 키키